김치봉을 당겨온 게 그릇 위에다 놓고 찍어봐. 그러면 이 김치들이 되게 뿌옇게 나와. 응. 음. 그지? 응. 응. 아. 안돼 이거 뜨거워서 못 먹어. 어, 줘 줘. 진짜 뜨거워서 못 먹어. 응. 아. 네. 근데 소스 여기 있어.